2020년 와 멘트 8월 25일 흉가행 41탄 start go. 공포방송 number one.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. 자 오늘 장소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입니까? 와 보이십니까? 자 화질이 안 좋더라도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화질이 안 좋은 건 어쩔 수,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수신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화질로 낮췄습니다 저화질로 낮췄습니다 그 누구세요? 어? 누구십니까? 어? 그 누구 계시죠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, 어, 어? 누구세요? 어? 누구세요? 어. 아. 아. 안 돼. 아, 잠깐만, 여러분들. 그냥. 아, 여기 다른 방자가 아. 아, 이거 메인도 아닌데, 지금 여러분들. 이거 메인 가야 되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예배당인데 밑에는 좀 더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해요 호스피스하고 흡사 싱크로일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와. 와. 여기다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 말씀 해주십시오. 뭐? 뭔 소리야? 뭐야? 어? 어? 누구십니까? 누구인지 말씀 주십시오. 뭐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뭐야? 어? 어? 잠깐만. 저기 잠깐만 뭐와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 아, 이 한둘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와 잠깐 나 어, 잠깐 나 어디 가야 돼 잠깐만 어 애들아 사진 있잖아 그거 비포와 애프터 그거 하나만 게시판에다가 비교 사진을 올려봐봐 일단 내가 좀 이따 좀 이따 보더라도 할 테니까 일단 좀 해봐봐 그거 뭐가 사진이 좀 흐릿해진 것 같아 뭔가 물적신 것처럼 뭔가 색이 바른 것처럼 갑자기 뭐가 그랬거든 원래는 뭔가 좀 진해 뭔가 형상이 나왔었는데 뭐가 흐릿해진 같은 느낌이거든 지금 여기 계세요? 여기 계시죠? 잠깐만요. 여기 여기에서 뭐가 있었다. 여기 누가 있었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, 지금 잠깐만. 와 미친 새끼 뭐야 여기는 여러분들 수신 안 되니까 여기 좀 뭐가 이상한데 여기는 패스하고 일단 이쪽으로 갈게요 아 여기서 뭐 아, 도움과 잡소리가 다 들리니까 미쳐버리네 이거 진짜 도움과 잡소리가 계세요? 자,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만 잠깐만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잠깐이면 됩니다. 잠깐이면 이제 시작입니까? 잠깐이면 됩니다. Reich.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가 큰 기대를 안고 왔어요 분위기도 완전히 압권이고 엄청나게 뭔가 센 남자하고 여자는 있는 것 같아요 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하진 않지만 망자는 현재 둘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큰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 또한도 그랬고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네 어, 아생각보니까 말씀 안 드렸네 여기는 요상한 기운 형님께서 제보를 주신 곳이에요 어, 사람마다 어떤 그 사람의 기운에 따라 어, 뭔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어, 여기 요상한 기운 형님께서 제보를 주신 곳이에요 공포방송 BJ분이신 요상한 기운님께서 제보를 주신 곳인데 어, 형님께서도 그때 여기서 뭐 연가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 나대도 물론 연관이 있네 남자는지 여자인지 둘은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왔을 때는 하루하루 또 기운이 틀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고 나서 또 내일 왔을 때 또 모레 왔을 때 이럴 때 또 기운이 틀리긴 하거든요 어